문자도 써볼까? 어딨어? 어디 갔어? 아 예쁘네 그 뭐야 이리 와봐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원더풀 캣 뭐야 너 발은 왜 이렇게 됐어 이리 와봐 발 그거 왜 이래 맛있다? 아. 아, 더 줄까? 사진 한번 찍자 하나 둘 셋 아이고 하나 둘셋왜안 찍어 사진 찍자 예쁜이 사진 찍자 끝이야 끝이야 언니 와봐 먹자 이제 가자 가자 알았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자 아, 아. 이런 이런 자, 밥 먹자. 이리 오세요.

하자 이거 해보자 이거 티는 안 해? 거기서 밥을 먹을까? 안 할 거야? 티 도저히 잘하는데 간식이 맘에 안 드나?